이온으로 가는 배는 언제 오는 거야? 오마르 대왕 케이사르 역사를 가진 위대한 종족이다. 뭐야, 자네 벌써 취했나?

됐다. 됐어. 피오르긴의 빛이 돌아왔어. 바운드가 돌